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엄마가 빼빼로 코디를 만들어줬어요 시원이는 1번 책 소원이는 시키시 책이네요 먼저 뭐부터 볼까요? 시원이부터 보세요 여기는 시키지가 있어요 시키지를 가방에다가 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초코초코하죠? 먼저 옷을 입혀볼게요. 시원이 옷은 왠지 촉촉한 초코 느낌 있죠? 머리띠가 너무 귀엽네요. 에이, 초코초코해진 것도 귀엽네. 쌍그었어 흠, 귀엽네요. 그치만 오늘은 선글라스를 안 쓸게요. 그 다음에 빼빼도도 들기 해주고 어때요? 초코초코 아셨죠? 초코 코디는 끝났고 시키시책인 이 딸기도 해보겠습니다. 딸기 빼빼도도 이제 바뀌었습니다. 여덟 보면 무드보드 위엔 다 딸기네요. 소원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워. 난 핑크를 좋아하거든요. 그치만 맛은 초코를 좋아합니다. 머디핀이네요. 이렇게 끝에다가 해줄게요. 어때요? 코드 입혀보니까 더 핑크핑크해졌죠? 이 두 가지의 코디들을 다 입혀봤어요.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귀엽죠? <laughs> 빼빼로 다닐 때 친구들한테 한번 선물해보세요. 그럼 아주 좋아할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

다음 시간에 만나요.